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 카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과로 꽃 카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꽃잎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이드봉을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센터 꽃을 만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